이데일리 정신의 기자 연애의 맛 김종민의 소개팅. 여 황미나에 대한 관심이 높다. 1 6일첫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대. 선은 김종민이 소개팅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김종민은 기상캐스인 황미나에게 즈고기를 보여주겠다. 는 계획으로 박물관을 데이트 장소로 택했다. 데이트하던 중 황민아는 김종민의 오빠 어제 저한테 일. 일이라고 하신 거죠. 저한테 사귀자는 말도 안 하고 깍. 자기 일일인 거예요. 라고 물었다. 소개팅 전날 김종민은 황미나의 전화를 걸어 오늘부터 일을 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은 이 말에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김종민은 박물관을 거닐며 자꾸 부딪히는 손을 피잇. 하려고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 배려를 보여줘 잇. 목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김종민과 소개팅한 황민아는 TV조선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다.